나 졌어 나 졌어 이번에 이게 2단계야? <laughs> 이거 8단계 아니야? 네,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내기하면서 초견 게임을 하셨다고 제가 초견이 조금 빠른 편이어서 1등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중을 위해서 어렸을 친구분을 소개했습니다 아 식구 큰일 아직도 안 먹어 <laughs> 감사합 <laughs> 저는 신창혁 씨의 연학교 1년 후배 김경민입니다. 나 <laughs> 네, 연습실 겨 의자 사왔 건데 네, 내가 만든 거 알았어. 그리 오빠 이기면 뭐... 얼마니? 내가 네, 좀물어30 뭐 뭐. 얼마 가까이 그러면 하나 에어팟 어 약간 가격대 좀 비슷하네? 프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. 뭐 하면 돼요 이제? <laughs> 뽑아요? 네 뽑아주세요 나 이거 할 거야 로마 로마 로마 이로마 씨 좀만 저로 가 네. 좀만 뒤로 가봐 아 왜? 나 좀 보기 쉬운 걸로 주 쉬운 어려운 걸로 주세요 쉬운 걸 에? 그래 야 해요? 내아 내가 언제 할까 안녕 세상 제일 떨려 <laughs> 콩글보다 떨리지? 약간 너무 떨려 주세요 내가 언제 할까 놓자마자 시작한다 아 보자고 한다 시, 아, 아니, 아니 몇 개야? 시간 몇 개야? 빨리 놓고 바로 5초 안에 아, 아니 뭐, 뭐, 뭐, 간다 눌렀어, 눌렀어, 눌렀어. 파안 들렸는데? 눌렀어, 눌렀어. 이거 봐봐, 야, 눌렀잖아. 파 누르긴 했지, 안 들렸는데? 피아노 문제야, 피아노 문제. 아, 그리고 거기 굴리는 거 없었어. 그거, 즉흥. 용납 안 돼. 봐줄게. 즉흥이라고, 알았어, 알았어. 봐줄게. 이거 한 번 안 쳤어. <laughs> 야, 이 정도면 너 너무 틀... 많이 틀리면 이거 왜? 나 방금 다쳤어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기요 이렇게 코드 다 빼고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후려치면서 아니 근데 잠깐만 악보 야. 갖고 와봐 이러면 악보 줘봐요 아니 자 1라운드 끝 약간 사줘? 사줘 나 그럼 넘어갈게 내가 질게 <laughs> 나 뭐하지? 뭐 먹으러 가? <laughs> 아나 무슨 뭐, 뭐, 뭐 9번 나 이거 나 뭐야? 너 뭐야? <laughs> 야. 59분이 더 춥겠지? 나 졌어. 나, 아, 야, 야, 야. 나 졌어, 이번에. 저기요. 야, 다 뭐야, 이름 뭐 저기요. 이게 2단계야? <laughs> 이거 8단계 아니야? 아, 준비되면 얘기해. 나는 그냥 계속 평생 준비 안 될 것 같아. 해? 도야. <laughs> 돈데. 잘가. 어떡해. <laughs> 너두 쳤어요얘나세 훔치면 이기는 거지? 아니지 나도 틀린 거잖아 그냥. 아니. 여기 룰이 뭐예요? <laughs> 맞죠? 아니, 룰이 틀린 거 끝인 거 맞죠? 그래. 똑같은 거예요? 그래, 똑같다고. 여기다 더막 오래 주면 안 되나? 아. 야,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나 지금 홈플 1차야. 아, 약간, 약간 세미 정도. 아, 세미, 세미 타임 응. 하나. 시작. 맞는지 모르겠어. 조용히 아왜 이렇게 잘해? 근 이거 박자 틀린 거 알지? <clears throat> 봐줄게 아 틀렸어 나 몰랐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을걸? 틀렸대요 그냥 넘어갈 거야 그니까 오빠 진짜 너무 착하다 나와 한국 건조증 왔어 <laughs> 아, 나 잠깐만. <laughs> 뭐야? 몰라. 아직 안 봤어. 아직 안 봤어. 아, 진짜? 아, 어, 아, 직안 봐봐, 봤어. 먼저 봐봐. 뭐야, 뭐야, 뭔데, 뭔데? 아, 뭔데, 뭔데. 뭔데. 봐봐. 아니, 나 왕벌의 비행이야. 아니 예, 아니 예. 틀렸어 <laughs>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맨 마지막 내음 틀렸어 미 파솔 솔샵인데 미 파파샵솔로 쳤어 끝 틀렸어 나도 틀려도 돼 이제 이거 꼭 살리세요 <clears throat> 너 나 싫지 근데 오빠 나 싫지 아, 지금 딱이야 <laughs> 이런, 이런 느낌인데 음을 몰 오빠 지라 <laughs> 그치 둥탕 둥탕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조금 그렇긴 하다 우선 진짜 어렵긴 하다 근데 뭐어떻했어 오빠가 그거 뽑았는데 <clears throat> 할게 할게요 프로테 식모야 렌토 지키고 있잖아 지금 야 그 다음 망했다 야 망했다 잠깐만 <laughs> 진짜 망했다 아 그런 거 없어 아 짜증나 아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으아 여기까지 아.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느리다 야아왜 이렇게 잘해 끝난 거야? 여기까지 해, 여기까지 해, 내가 봐줄게 뭘 봐줘 그러면서 계속 치지 마 내가 이상잖아 내가 이겼죠? 내가 이겼죠? 오빠 이겼어 인정할게 이건데 이거 아 그래 그 그래 내가 틀린 거니까 근데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였어 다시 알아와 이제 마지막은 <laughs>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맞은 거 뭐라고? 뭐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너무 지금 뭐 그래 뭐한 거야 <laughs> 그거 너무 그래 마지막 사장 몰고 아 아. 아. 이게 누구라고 근데? <laughs> 뭔, 있 무슨 스키? <laughs> 러시아 사람이겠지 너 먼저 해 해? 번 맞아. 아, 나 왜 이렇게 못해? 나, 아, 해봐, 해봐. 알았어, 알았어. 사이트. 아, 시미라레 솔도. 이거 맞아? 응. 천천히. 알았어, 천천히, 알았어, 알았어. 천천히. 아 이거 그러면은 오른 왼손도 그냥 내가 타 할까? 응. 멘 음.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아 사람 얘기? 알어 사대형 오빠가 완승했다 인정 인정 에어팟 안 사줘요 그럼? 지금? 지금 애플스토어 아. 가? 진짜 저 갈래? 지금? 이거 이거 4개로 사주는 게 아니었어? 일단 이거 버리고 사실 1대0 예? <laughs> 나 이렇게도 <laughs> 이렇게 고되는데 이제 뭐 한다 그랬죠?